진짜로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죄송해요 아, 깜짝 놀랐네 너 피해도 없어 아유 아유 발로 안 쓰네 아이고 뭐야 왜 맞았지 벽갈수 애겼네 다 아, 참어요 왜? 컷! 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대불진의 선택 캬